한국군 가면은 똑같이 교대식 하잖아요 이거는 어떨지 한번 기대됩니다 It's very busy here. We need to make sure people. 건물이 진짜 되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네요 아싸 한국어 가이드 있네 내부 촬영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찍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에 있는 여러 장식물 진짜 예뻤습니다 아멘 해리포터 보는 것 같아 야 여기서 군인을 만나네 아니 이거 얼마 동안 반복해야 되는 거야? Con retratos el fondo... El fondo... c u n d o n t u r 런던탑 다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왕실 보물들 보석들 모아놓은 데 있거든요 진짜 저런 보석들을 모을 수 있었던 영국 왕실의 힘 喂。 어떻가 와우 런던의 꽃대도 진짜 예쁘네요 바깥이 뚫려 있어서 그런지 선선하고 아 정말 좋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온 와 와우 와우 시원한데 아이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관인데 여기가 가장 붐비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입장료가 공짜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오디오 가이드나 안내 책자 이런 거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 가치로 생각해보면은 합리적입니다 야 한국식 여기도 홍보 관련 전시관이 야 근데 이런 농담 이 있잖아요 영국 박물관에는 영국 것이 없다 확실히 다른 나라 비중이 좀 많았어요 네. 괜찮았습니다 런던의 랜드마크 빅뱅이 저기 있는데 보수 공사 때문에 제대로 구경을 못하네요 이게 2021년까지거든요